우와 태시기 신났어 A few moments later 공주가 봤다 태식 올라오는 것봐 지금 바람 피는 거 봤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머 태식아 공주 당황했어 태식아 너왜 그래 공주 공주 아, 너무 당황스러운 곤란해기 기대. 오빠 바람 피는 거 봤어. 그거 네 자리인데.